마사지 할까? 어머도잘 갔다 오자 아빠도 잘 갔다 와 낙엽이나 할비 할미 집에 갈 거지 빠릭 빠릭 빠릭 빠릭 빠릭 빠릭 빠릭

귀여워 귀여워 아이고 잘하네 <laughs> 조용하다 했더니 그러고 있어 귀엽게 낙엽 뭐야 귀엽게 음. 코너에 빠졌어 물 어, 어, 거냐? 어, 속이 답답해? 좀 확실하게 물어주는 게 없어요? 어. <laughs> <laughs> 나는 겁나 낙엽 상어야 반가워요 나는 낙엽 너무 야해서 못 보내주겠다 개인톡으로 보내줘야 되겠다 왜? 아니 기저귀 쌌는지 한 봐봐 쌌네 아, 갈자 으스 집중해서 본다잉 음. 저거 저거 저거 아이고 힘들어라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어이다고 정신이 없구만 똥강아지 좋아 아빠가 좋아 아이고 느끼야 아이고 이쁜 아가씨네 예쁜 아가네 느기야 아, 아. 예쁜 아가네 아 예쁜 아가네 잘 자요.